아 진짜 세, 사실 좀 걱정이 돼가지고 <laughs> 내, 내 그림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laughs>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에 큰일 나요 완벽한 형태를 진짜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자신감 있게 <laughs>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요? 네. 나 일단 동그라미밖에 못 그려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없어 동그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럼 뭐가 진짜? 공룡 불이요. 불이요? 불이요? 아, 야, 와, 불, 아, 불이요. 아, 불. 어? 강력한 인상. 이분 하트 입인 거죠? 맞아요. 아, 근데 뭔가 귀여우면서도 강렬한 그런 느낌 없을까요? 어... 어떻게 하면 그림 잘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춤 잘 출 수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건데. 어? 비가 날개라고요? 네. 야비가 날개라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날개는 이것뿐이에요 <laughs>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야? 야 정말 이제 눈이 문제예요 눈이 근 이런 눈도 귀여운데 약간 용맹한 눈? 오 용맹한 눈. 자 어떻게 용맹한 눈 한번 그래 제가 한번 그려봐요. 네. 어, 눈에 뭐 아픈 눈 아니에요 이 정도면? <laughs> 어? 어? 귀엽다. 망이 하트코를 여기 쫙 쓱쓱. 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왔다 일단은. <laughs> 뭐, 어, 이게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일단은 귀 날개는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귀엽게 음. 풀려면 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공룡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망 세계관과 너무 벗어나도 사실 그, 그러니까 여튼 저는 좀 용맹한 게 좀 매력 있지 않을까 자 새로 자 새, 출발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셋하지 마시고 아, 아까 거에서 더 발전시키는 걸로 어, 예전보다 훨씬 그림 실력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컨텐츠 짬바가 있는데 <laughs> 하도 그림을 많이 <laughs> 귀 날개 공룡 느낌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음. 뒷버전 한번 그려봐 음. 지금 너무 해, 병대 컷인가? <laughs> 아니 얼굴 좀 변형 시켜볼까? 메이크업로 한번 해봐 와 진짜 많이 가면 벗었는데 이런 얼굴 있으면 와 이거 뭐지 싶겠다 이거 벗으면 정말 멋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나와버려 야저 가면 쓴 게 낫다 이러면서 <laughs> 너 가면 써야겠다 친구야 이렇게 이런 소리 나오지 이제 자 어떻게 이제 새롭게 출발해볼까요? 네 와우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laughs>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도 귀 날개는 되게 큰 수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음. 망, 망 토하는 예전에 수염 그리셨었는데 망이 아! 망에 이거, 이거 그리셨어 망에 망에 수염이 있었다고요? 그 무슨 기괴한 음. 나도 진짜 미친놈이었구나 어떡할 거야 진짜 아까 아, 까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은 확실히 귀 날개 있는 건 좋다 응. 네. 귀 날개 있는 뭔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열장 안 보여요? 흰색이니까요 용맹한 눈 용맹한 눈자 눈은 블랙으로 자 여러분들은 이, 이, 이,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조금만 축소하자 이렇게 좀 얼굴형을 조금 이렇게 그래요 뭔가 대단한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BTC는 시작이 반이 아니었죠 진짜 이제 한번 찍어갈게요 아, 이런 초안이었습니다